안녕하십니까? 요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폰이 앞으로의 패치 진행 방향에 대해 운을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폰입니다. 에이펙스에서 많은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타이탄, 맵, 무기, 그리고 미래의 업데이트 방향인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탄풀 세계관의 연장선인 에이펙스 레전드에 언제 타이탄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답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탄은 테스트 중에 있지만 밸런스 문제로 인해서 투입되기에는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밸런스에 관해 알맞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밸런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에이펙스에서 타이탄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시즌 킹스 캐년, 3시즌 세상의 끝, 7시즌 올림푸스에 이어서 11시즌에 새로 선보인 스톰포인트와 같이 새로운 배틀로얄 맵은 4에서 5시즌마다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톰포인트는 미래의 업데이트를 미리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맵을 부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보다는 맵의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뒤이어 에이펙스 레전드의 밸런스 담당자 존 라르스는 무기의 수와 종류를 감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를 출시할 수 없다고 말했고 리스폰은 매 시즌 새로운 무기를 출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무기가 나와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에만 무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프로듀서 조쉬 메디나가 유저들에게 2022년 에이펙스에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플랫폼 간 세이브 파일을 공유하는 시스템 cross progression과 차세대 콘솔 지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2022년에는 윈터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간 안정 모드나 게임 모드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에이펙스 요정 달짱을 비롯한 유저들은 custom 코드를 달라며 mention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리스폰이 마스터 및 프레데터 랭크에서 지역락 테스트를 했음을 밝혔습니다. 서버와 연결이 좋지 않은 적과 교전 시 발생하는 문제 및 랭크 매치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며 지역락 테스트 역시 그 일환이었음을 알렸는데요. 앞으로도 랭크 매치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색하겠다고 한바 리스폰이 게임 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에이펙스 유저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